싫어요. 아이 가만히 있어봐라 임마. 똥콜. 아유 씨. 똥 묻은 거 봐라 이 새끼야 막. 일단 애가 엄마 싫다네. 아, 아 어머, 어 아파라. 안 먹을라 한다 하더라 그래 이거 어떡하지 이거 손을 잡고 안 되겠다 이거 지금 잠시만 어머 커피 물어낸다 막이 새끼는 앵두야 몸에 진드기 좀 많이 떨어지고 약 먹고 있는 것좀 보고 현각 봐가면서 합사하자 알겠지 앵두야 아이고 예쁘네 우리 앵두도 어? 이제 대가 나기 시작하네 우리 앵두도 조금 살이 조금 붓고 응? 아이고 예뻐라 아이고 예뻐라 치고 있어요 앵두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예뻐요 아이고 예뻐요 이 뭘까요 앵두야 아이고 귀여워라 영두야 니눈 땡그랗게 뜨고 하는 거 억수 예쁘네 처음에는 좀 못생겨 보이더만 응? 시커해가지고좀 못생겨 보이고 귀엽기만 조금 귀엽더만 아 알았어 근데 이제좀 예뻐졌네 많이